좋아요도 오늘은 현주석이 산다 1대1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지금 톨리대학교로 가고 우리 편집다가 차를 사서 같이 타고 다니면 좋겠지만 편집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는데 아, 요 네. 네. 어, 나 빨리 차 사라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남겨본 건데 어떻 보니까 진짜 재밌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회장님고요. 간단하게 친구들이 장점, 자랑할 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대통령 홍보동아리 가로채기 회장 김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가톨릭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체대가 따로 없어서 그래서 체대 있는 동아리에 비해 실력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나 뭐 대학 메이저 대회, 연대대, 국민대회 이런 대회들을 많이 나가면서 최대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얻어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오늘은 간단하게 오세요 비행하고 대표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어, 스포츠에서 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력을 즐길 수 있다. 인사의 시점을 위해서 어떤 인력이 한 3명? 2세명은 되세요. 하얀 방식의 삼승이라고. 아, 네. 플레이 잡아. 플레이 잡아. 플레이 잡아. 타격이 무슨? 다행이라고. 세번 버리잖아. 3일까지 나와요. 칼경이 나와세요. 예. 저희가 약간 카이리 형을 좀 좋아해서 마지막.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 51번 51번. 그림 그림. 맥기 맥기 맥기 맥기 느낌. 그래야 저 탐승 선수부터 어떻게 저희 팀을 상대하고 싶은 저는 탐승처럼 딱 3점으로만 승부하겠습니다. 그 한국에 얼마 전에 영상 보셨어요? 유령 불락? 수비하면 될다 그린 선수는 저는 상대방의 단점을 이용한 포스트업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당하게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3, 2, 1 몇초 비가 와요. 5초부터 세, 5초. 5초는 뭐야? 시간을 그 끌다가 5초부터 그러면 뭐? 오케이 오케이 3초. 그러니까, 그러니까 1대1을 할 때는 공을 빨리빨리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시간을 좀 끈다고 생각하면 저도 스스로 느끼거나 여러분들 느끼면 여러분들 그냥 3, 2, 1 이렇게 하시고 파울은 그냥 유도리 있게. 네네. 파울은 파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울도 못할 거예요. 저 워낙 빨라가지고. <laughs> 저희가 승부에 정해서 우리 프로 보겠습니다.

네. 몇 들어? 열넷. próximo. Dios Pinon. Okay. 리바운드 없이 1대1 1대1 이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기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시고 아, 싶어요 예. 아, 잘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게임하니까 되게 재밌었고요 일단은 근데 다 저한테 안 되는 걸로 <laughs> 감사합니다